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아 사랑해! 6개월째 연애 중인 막둥입니다. 제 남친은 핵 인싸의 관종이에요. 음.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꽤 됩니다. 저랑 만나면서 허튼 짓을 한 건 없는데 인스타에 제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아서 불만이에요. 아, 섭섭하지. 맛집이나 카페 가서 찍은 허세 사진들은 잔뜩 올리고 같이 간 친구들은 빠짐없이 태그하면서 저만 태그를 안 해요. 얼마 전에 둘이 처음 여행을 가서 브이로그를 찍었는데요. 인스타에 올린 영상에는 제 얼굴도 목소리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. 오, 대박이다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여자친구 있냐는 댓글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. 주변 친구들에게는 저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해 줬는데 꼭 인스타에서만 여친 있는 티를 안 내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팔로워 수가 줄까봐 그런 건지 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어 너무 싫어 그리고 남친은 핵인싸답게 날마다 파티입니다 제대 3주년 파티 <laughs> 쾌변 기념 파티. 네. 쾌변이라고? 보, 보고 싶다 친구야 컨셉 파티 등등. 이럴 때마다 연락은 잘 안 되지만 실시간으로 인스타 스토리는 올라와요. 놀다 보면 연락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네요. 봄매지 언니 오빠들 남친의 심리는 뭘까요? 어떻게 하면 남친의 관종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? 아하, 아, 최악이다. 어, 나 읽는데 내가 창피했어. 쾌변 기념 파티는 좀 심하지 않았어요? 다 같이 변기에 앉아서 <laughs> 어떻게 빨리 나누나? 셀럽이 되고 싶나 봐. 음, 진짜. 자기가 솔로이기 때문에 내 팔로워 수가 는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사실 문제라며? SNS 세계가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사는 세상이야 인친이 찐친이야 진짜로 맞아 네. 내가 볼 때는 우리 막둥이보다 좀 더 팔로워가 많은 뭐 인플루언서가 음. 나타난다면 내가 파란별 달리고 막. 어 파란별 달리면 바로 갈아타지. 아 진짜? 파란별 달리면은 진짜 난리 나지. 최종 목적지가 거기에 있구나. 인플루언서 커플이 돼서 자기도 파란색 달기가 목표일 거야. 아. 어, 나도 관종기에 있는 사람이라 오늘 사연이 좀 흥미진진해. <laughs> 연예인들이 나는 비공개 연애하는 거는 너무나 이해가 가고 특히 아이돌 스타들은 음. 매너라고까지 생각을 해. 이 사람들의 무대나 작품이나 뭐 표현하는 것들이 공개 연애 막 하면 아 근데 저거 그, 어, 그 애인 생각하고 있겠구나. 뭐 음.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. 이거는 좀 감상을 위해서라도 매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숨기는 게 문제인 것 같아. 음. 아예 촘촘히 그 애인의 목소리를 지우고 편집을 해서까지 없는 척을 하는 거니까. 그 정도면은 거의 무슨 방송국 스텝 아니야? 그, 그, 그 사운드를 어떻게 죽여? PD가 어. 따로 있나 봐. 그러니까. <laughs>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실 것 같은데. 그렇게까지 안 해도. 창피해. 어,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까지 이게 필요를 너무 약간 자의식을 좀 과잉하게 좀 하시는 자의식 과잉이 네,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진짜 스토리에는 올리면서 연락을 안 하는 심리는 뭘까? 막둥이는 존재하지 않아 이 사람의 중요 순위. 음. 이 사람의 중요 순위는 인친, 팔로워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SNS에 여자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몇 명의 후보가 있을 것 같아 자기 사진 올리고 막 이런 거 눌렀을 때 이제 어, 누가 댓글로 어머 여기 좋아 보이는데 어디예요? 라고 하면 이제 몇 번 댓글 이렇게 주고받다가 서로 좋아요 좀 눌러주다가 DM 보내고 서로 그러니까 약간 나 이게 의심돼 그러니까 이 재미를 한번 본 것 같아 어.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 더 급급해진 것 같아 뭐 인스타를 하면서 그러면 휴대폰을 만지면서 이렇게 뭐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둥이랑은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? 그러니까 그거 올리면서 막둥이가 어떤 기분일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존중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관종기라 함은 뭐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. 근데 음. 이 정도면 관종이 아니라 이제 결핍으로 음. 보여서 멋있지가 않잖아. 지금 우리 막둥이가 약간 자기가 여자친구인 걸 알리고 싶어서 만약에 남자친구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태그에서 만약에 올리면 100%그 태그 블락시킬 거야. 아. 그 태그 빼는 거 있잖아 자기가 허용한 것들만 딱 뜨게 하는 거100% 그럴걸? 무 네가 연예인이냐부터 해가지고 진짜 싸움 난다 그거 어. 진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거야? 그러니까 삭제하고 핑계가 누가 나 태그한 거 이런 거 원래 허용 안 해 최악은 이거야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 어, 어 하지마! 미치가 하지마! 사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은 봤어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아 이거 내가 올리면 한 좋아요 한 몇백 개 눌리겠다 어? 어? 슬리피 아니야? 아, 또! 슬리피가 그래! 드래곤볼 보면 이렇게 안경에 어, 그 아. 전투력 수치가 나오잖아요 아, 딱 그렇죠. 보면 얘랑 사진 찍으면 1800 얘랑 사진 찍으면 2000 이런 게 있어 와. 내가 본 최악의 관중은 얘는 미니온 피셜이었지 나한테만 고백한다면서 불치병이라고 시한부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음. 걔가 막 이렇게 뭐 올리면 가끔 가다가 되게 낙엽 막 떨어질 때 사진 찍으면서 막 무슨 글귀도 막 아 그만 내가 알지 막 가슴이 너무 아파 어떡하지 막 뭐라고 막 댓글도 못 달겠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이렇게 뻥 어? 아, 아예 아예, 아, 아예 다 뻥? 어 그럼 좀 불쌍하게 보여서 관심을 얻고 싶어하는 부류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아 진짜 아직도 부끄럽다 연말에 모였어요 막 지인들하고 그러니까 초대를 안 했어 어떤 분을 여기 만약에 우리 넷이 모였어 누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어? 나 가도 돼? 이래서 누나 물어서 어 오시라 그래 그래서 온 거야 근데 우린 아예 몰라 이분은 이렇게 술잔이 한 열개가 있었어 술잔을 탁 찍어 그 다음에 SNS에 올린 거야 태그가 된 거야 내가 그래서 봤는데 연예인 몇 명만 딱 이름을 태그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온 거야 그 다음에 우리끼리 어, 막 이런 거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이게 댓글들이 막 달리잖아 거기에 누구랑 있어? 설마 막 이렇게 물음표 물음표 했는데 거기다가 댓글로 대댓글로 비밀 이렇게 아, 아 하지만 아, 태그 다 해, 태그 다 하고 근데 나는 처음 봤거든 이분을 어, 세훈이 가려진다 아니 나는 처음 봤어 이분을 현실에서 민망함 아무런 그러니까 중요도가 어. 없는 거야. 세훈이는 진짜 아예 SNS랑 아예 저, 딴 세상이잖아. 그래서 우리 거 좋아요 하나도 안 누르고 <laughs> 댓글도 안 누르고. 어. 저 완전 관종인데 한번 제대로 달아드려요? 어 진짜 어. 해줘. 두배 해주라. 오케이 오케이. 계속 피곤하게 막. 어. 내가 내가 진짜 차단하고 싶을 정도로 아 얘 왜 이래 하면서. 좋아요 폭탄 바로 이제 어. 들어가야겠다. 오케이. 댓글 달아주고. 댓글 다들 준비하세요? 아 좋아 나는. 막둥이가 배제된 그런 행복이 정말 진짜 행복일까? 행복을 막 과시하고 자랑하고 음. 과연 이런 것들이 진짜 인생일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이건 남친 못 고쳐 우선순위가 이렇게 내가 아닌 사람을 왜 굳이 만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까지 내가 어. 뒷전인데 어. 그러니까 그깟 인친이 나보다 중요해서 음. 팔로워가 나보다 중요한 사람인데 왜 굳이 이 사람을 만나? 막둥이와 막둥이 남자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막둥이잖아요 음. 남자친구는 아무런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, 지 않다는 거죠. 우리 막둥이가 왜 굳이 이렇게 막 노력을 하면서까지 사랑을 좀 갈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더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고 인플루언서는 요즘 아예 하나의 직업이잖아. 그러니까 막둥이 남자친구도 혹시 그게 꿈인지 나는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 영향력으로 뭔가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정말 무슨 모델을 하든 음.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거면은 그게 이제 일이니까 아 그런 식으로 SNS상의 모습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인싸로 보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니까 음. 쫓는 것들이 다 허상이잖아 음. 무지개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오. 어. 그래서 오랫동안 무언가를 지켜보면서 같이 걸어갈 사람은 아니다 일이 올 거라는데 난 핸드폰을 놓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없대 yeah. 다시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하네 잘난 사람 많고 많지 누군 어딜 놀러 갔다지 yeah. 좋아요는 안 눌렀어 나만 이런 것 같았어 저기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속에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해 나의 밤 속에 어때 잠 못 자는 건 여전해 자른 단발이 좀 예쁘던데 좋아요는 안 눌렀어 조금 웃긴 것 같아서 can't 여러분 첫 댓글 클릭하고 시즌 앱에서 한 회차 먼저 확인하세요.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